2020년 7월 18일 흉가여행 1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아까쯤에 여러분들 제가 어? 답사를 놓는데 이 문이 갑자기 조금 움직였거든요 갖고 바람이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 문이 움직여 이거 간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지 마세요. 아, 여기 안 가있겠다 그냥 좀 이따 가야 되겠다 그냥 여기부터 가야 되겠다 아 그냥 여기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아 그냥 여기부터 갈게요 저기 저, 나는 저, 여기가 좀 약할 줄 알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분위기가 지금 이렇잖아 난 상대적으로 여기가 약할 여기가 조금 对呀。 땡겨! 아! 아! 아! 미쳤다 미쳤어 네. 새끼야! 새끼야! 와 미쳐버리네 이거 다시 이쪽까지 가겠다 혹시 계세요? 잡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기다려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사람 사람 있죠. 나오세요. 나와. 나와. 어디야? 나오라고요. 짜증나니까. 아 씨발 미쳐버리네 진짜 뭐야? 저쪽의 기운인가? 나와 클로젯 클로젯 나와 나와 클 했는데 이거 뭐지 근데 뭐 공포 영화 그런 포스터 같은데 여기가 지 비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여기는 비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배제를 시킨 거야 내가 음. 여기는 좀 비, 비어 보이더라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음. 어.